아 뭐가 있을까 육구만 이거 이런 건 발목에 해야 된다 아 저는 TV도 파는 건가? 아나나나 아, 슬퍼인 나도 나도 나나 슬퍼네 뒤에 되게 슬리퍼 귀여운데? 나쁘지 않구만 슬퍼슬퍼 뒤에 슬퍼 졸기 슬리퍼 제어 이거 왔네 뭐야 뭐야 뭐야 나와야 돼요? 뭐야 전용 거아 어 뭐야 궁금하다 가스 뭐야 가스켓 진짜 귀엽죠 이거 야 이게 가스켓은 잘 나온 거 같아 미 가스켓 뭐야 성능 많이 떠주고 나 그리고 저가스 들고 가야 돼. 그래. 너 수사 가져. 어, 해. 어차피 이거 구할 수 있어. 이거 노트예요? 아 이거 그 가사구나 가사집이구나 아 노트는 이건데 뭐라고 적어요 보이밀라 아니 저희 심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와이 사탕 쌀뜨기 없이 하나 먹고 싶냐 우와 와 여기 지민이가 들어있으면 대박이겠다 가자 아, 진짜 귀엽다 그러 이게 옛날 작년부터 먹을 거다 아, 초콜릿은 이 사탕 사탕이 진짜 예뻐 <laughs> 먹을 것만 <laughs> 먹을 것만 나가면 뒤에 입가 있어 소유야 어 입구 왔네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물이야 뭐야? 뭔데 이렇게 챙겨? 사탕 널 널 처음 만났던 어, 너 열다섯 살 때 그 순간부터 너는 정말 아직까지 변한 게 없구나. 넌 진짜 대박이다 정국아. 우리 몇년 됐냐? 와 정말 참 오래됐는데 야 변한 게 없어서 너무 좋다. 가자 올라가. 자 이렇게만 들어갈까? 딱 요것만. 오케이. 어, 나 사탕 진짜 좋아한단 말이야. 와 이거 죽지냐? 됐어! 야, 호바 이것도 굿즈냐? 형! 이거 배드요, 배드. 이것도 굿즈냐? 이것도 하나 가져갈까? 옛날 생각 진짜 이걸 처음 봤어 뭐가 이거 무슨이야? 이렇게 이렇게 이게 무드등이에요 설마? 신화적이네 블랙스 아니야 이게 메이크업 붓도 있어 어 여기 약간 약간 그 화장품 화장품도 있는데? 뭐야? 화장품이에요. 뭐 아이가? 아 렌즈 렌즈 렌즈 렌즈 렌즈통. 아 화장 그건가? 브러쉬. 화장 브러쉬인가 이거? 거울도 파는 거예요? 거울 바로? 이 거울도 그거예요? 네. 온라인에서. 와 이거 젠가예요 설마? 아, 와 대박. 이거 뭔데 이거 뭔데? 젠가 젠가. 우와. 우와 젠가. 젠가 할래. 아크릴이네. 젠가 대박이다. 우와 젠가 쫀다. 이건 뭐? 어, 혹시 이 벽돌도 파나요? 안 팔겠지? 이죠 어이 무지가 있네. 이건 좀 읽고 가는. 이건 내가 읽고 간 모르겠고. 플렉스 아니야 이게? 약간 메이크업 맛도 있어. 어, 여기 약간 약간 그냥 화장품도 네. 있는데? 뭐야? 찍어줄게. 제게. 여기 씨 볼도 진짜 위험 보여주네. 와우. 와우, 야, 근데 머리 뭐 이렇게 했다. 파츠가 뭐야? 어, 정민이가. 아. 정민이다. 그 하나, 둘, 셋. 3층 테라스네 와 다이너마이트 아 이거 인교하냐 형님 덩크 한 번 해주세요 덩크 가능하죠? 어? 여기 덩크 가하죠 형님 여기 덩크가 항상 고 덩크물이 붙어있어 와 귀여워 뭐가 귀여울까? 어야 귀여워 우리 이건 좀 귀여운데? 안치면 아, 약간 귀여운 어 타이탄 하인 딱 귀여워. 아, 좀좀 내서 네. 이렇게 이렇게 다이너마이트에 귀여운 어서오십시오. 아.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십시오.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네, 필요한 거 있으신가요? 혹시 그 메뉴판 볼 수 있나요? 아 메뉴판은 없어요 아 메뉴판 없는, 없어요? 아 그러면은 그거 주세요 아 그거요? 그거 없어요 아 사람들 제일 많이 찾는 그거 있잖아요 아, 여기 판매하는 건 없어요 그냥 어서오세요 하는 곳이라 뭔사람이야 당신 얘들의 우리 얘들이 우리의 미래야 어, 나는 보던 부은이의 마음 이런 거였어 내가 지니냐? 후보할 일 또, 뛰어라 사는 게 이런 게 거라세요 어, 귀염둥이 나중에만 이야기해줘 된가? 유신 안 팔걸요? 세트 먹어요 그냥 저번에 팔지 않았나? 뭐예요? 옛날에 팔지 커피랑 막 이런 거